왜냐? 그는 베리스 김이랑 먹어요 역대 최고 김종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이 저비입니다 <laughs> 안 잘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피디님 오늘 뭐 먹는지 아세요? 안 알려줘 어머 아니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오늘 뭐를 튀겨 먹는 거 같지 않아요? 뭘까? 치즈 스틱, 치즈볼, 음, 맛있겠다. 감자튀김, 닭꼬치, 만두. 만두는 정말 매일 구워 먹는 거 같아요. 매일? 확인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치즈볼 먹고 싶어요. 헉, 치즈볼? 뭐예요? 빨리 주세요, 빨리. 오늘의 메뉴입니다. 아! 아, 아, 예.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음,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신기한 걸 잘찾아봐요 <laughs> 우리 저기 피디님이 그래서 오뚜기 진짬뽕 만두 이글이글 불꽃 왕교자 어. 만두 그 아, 이거 맞 한화. 그쵸 한화 이글스 맞아, 맞아. 캐릭터 아니에요? 이번 시즌 꼴찌 했는데 아. SK 팬이시죠? 맞아요 저희 우등했어요어 <laughs> 여러분 요새 에어프라이어가 핫하고 많이들 쓰니까 아예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에어프라이어로 구분 돌리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빵. 에어프라이어 이거는 12분. 그리고 저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매울까? 저희가 저번에 콜라보 제품을 한번 먹어봤잖아요. 빵. 열려라. 참. 진 짬뽕과 이제 그러네. 만두가 믹스된 또 콜라보 오, 제품이네요. 그러네 그러네. <gasps> 오, 빨개 빨개 빨개. 완전 빨개요. 향이 매운 향이 싹 올라온다. 이게 냉동 상태인데 맛있겠다. 빨리 먹어보고 네.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짬뽕이 짬뽕이 왜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아, 나 못하겠어. <laughs> 자, 뭐 어떻게 땡긴데? 이거는 그냥 만두 색깔이긴 하다. 어, 그러네요. 네. 이거 향이 안 나? 그냥 만두향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글이글 4개 들어갔고요 네개 빨갛죠? 그리고 크기는 비슷하다 그러네 몇 개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진짬뽕 만두는 11개가 들어있고요 이글이글 불꽃 왕교자에는 모셀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20개 <laughs> 조금 넘게 들어 있어요 1 6 0에 9분이고요. 진짬뽕은 180도에 12분이거든요. 어, 180도로 그냥 <laughs> 맞춰서 해가지고 네. 또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이게 돌면 은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오나요? 음. 같아요 그래서 구분이라고 했나봐요 여러분 완성 터져서 지금 육즙이 좀 새어나왔는데 속은 사실 비슷해요 약간 빨간빨간 네. 이런 색이고 진짬뽕에는 오징어가 들어있다고 저는 여기 겉에 보였는데 네. 오징어는 육안으로 보이지 뭐 않아요 먹어봐야 알까? 음, 싶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진짬뽕 만두부터 먹어볼게요 아 오징어 향이 난다 뜨거워요? 뜨거운가 봐요. 아, 뜨거. 음. 확실히 오징어 향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 오징어 향 때문에 짬뽕이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맵지는 않아요. 저, 저는 좋은 게 음, 음. 그냥 그렇게 맵지 않아서 매운 아. 거잘 못드신 분들도 그냥 조금 개운하게 드실 수 있는, 있을 정도있지 네. 않을까 사실 진짜 짬뽕 먹을 때 약간 매운 그게 있는데 음. 그 정도로 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그릭을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추향이 확 난다 매운 고추향이 매워요? 음. 음. 음. 이거는 고추로 매운맛을 낸 거네 음. 근데 고추향이 퍼지고 좀 매운 게 이거보다는 강도가 훨씬 세다 그냥 딱 정리를 제가 조금 하면은 이 진짬뽕 만두는 김치 만두에 음. 오징어가 섞인 느낌이고요 불꽃 왕교자 만두는 그냥 고추만두 드셔보셨죠? 고추만두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아요? 아, 고추만두라는 게 있어요? 이글이글 불꽃 왕교자는 비록 하나가 야구는 10등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두는 맛있게 콜라보를 잘했다 이 매콤함이 되게 맛있는 매콤함 또 먹고 싶은 맛 왠지 그럴 것 같은 게 음. 피디님은 기본적으로 고추를 공,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저는 취향 저격 빠박 두 가지를 먹어보았습니다 이들이들 불꽃 왕교자 만두와 진짬뽕 만두를 먹어봤는데요 진짬뽕 만두는 제가 김점을 두 장 드릴게요 이유는 뭐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은 있는데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해요. 진짬뽕이라는 맛이 사실 그닥 없는 느낌이라서 네, 그냥 김치만두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글이글 붉고 왕교자는 내장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또 먹고 싶은 맛이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 김이랑 먹어요 역대 최고 김종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맛이, 맛있어요. 내장까지 제가 제가 사실 예측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진짬뽕 만두는 김점 한 장. 이 만두 이름을 진짬뽕 만두라고 안 하고 그냥 삼선 만두나 <laughs> 오징어, 만두. 오징어 만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오뚜기의 대표 제품에 대한 콜라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는 또 충족을 못 시켜준 느낌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 이글이글 불꽃 왕교자 만두는 김점 세장 드입니다 이거 세장 드린 이유는 굉장히 주황색 좀 약간 탁한 주황색 빨개가지고 엄청 매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네. 조금 매콤한 거 먹고 싶다 싶을 때 좀 먹으면 좀 좋을 만한 그런 만두인 것 같습니다 고추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드세요 오징어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드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어 쓰실 때 이 기름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여기 작가님은 안 쓴다 파 우리 피디님은 쓴다 파거든요 근데 피디님 느낌 말씀으로는 더 바삭바삭하고 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뿌릴지 안 뿌릴지를 음. 결정하겠습니다